사랑해요. I love you. 사랑한다고 말하면 풀도 알아듣습니다. 야 집에야 류블류.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말하세요. 디아모.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 호르몬을 생성시킵니다. 찬라쿰. 돈 없어도 됩니다. 사랑을 무한 리필하세요. 우하임바쿠.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말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. 아이시대루 낮아진 자존감으로 슬퍼하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. 와 아이니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말하세요. 주댐 나를 낳아주고 챙겨주시는 가족에게 전합니다. 무제돔세 삐아레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님들께 존경을 표하세요. 이클리베디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세요. 악요엠